이자매의 게리스다 이자매의 게리스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자매의 게리스다 어떤 내용이죠? 음 제가 평생을 함께온 단짝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? 네 제 단짝 친구이기도 한 그 아이 지름신? 네 맞습니다 <laughs> 저는 항상 지름신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요 그럼 해외여행 갈 때 이 지임씨는 어떻게 해요? 데리고 가요. 맞아요. <laughs> 데리고 가요. 음, 왜냐면 얘는 데리고 가도 공짜거든요. 비행기표가 안 들어야. 그래서 함께 갈 거랍니다. 저도요. <laughs> 해외여행 가서 가장 어, 어떤 거 사고 쇼핑하는 건 좋은데 뭘 사야 될지 그 나라에서 꼭 이거는 꼭 사야 된다. 필수템 이런 거는 알고 가는 게 좋겠죠? 그렇죠. 아는 게 힘이니까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까운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제품을 두 개를 들고 나왔어요. 네, 일본 하면은 어, 여행가 가까워서 많이 가시는데 쇼핑하러 일부러 가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. 진짜 많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한 거는 일본에서 많이들 사시는 사시는 화스를 <laughs> 준비했습니다. 아, 일명 동전 파스 준비했는데요. 그리고 옆에 샤론 파스도 보이네요. 먼저 동전 파스부터 만나볼게요. 네, 동전 파스의 일본 이름은 로이히 츠보코라고 해요. 아,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계속해서 동전 파스라고만 칭할 거예요. 네. 왜 동전 파스냐? <clears throat> 동전 크기같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? 동전만에서? 음.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1932년이라고 써있는데 이때 이 동전파스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. 완전 페이크. 응. 이때는 이 회사에서 반창고를 처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. 접착력이 있는 거는 동일하네요. 네. 그래서 응. 이제 지금은 어,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 예. 안에 있는 것부터 많이 사갖고 오는데 동전을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. 왜 동전 파스인지 응. 예, 내용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안에는 우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뒤에를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어디 어디 붙이면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럼 안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꺼내볼게요. 색깔이 베이지색이에요. 그래서 짜잔. 여자분들도 붙이셔도 별로 티가 안 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2개가 붙어있네요. 500원짜리를 옆에서 짜잔 500원보다 조금 큰가? 500원짜리 만화인가? 거의 비슷해요. 이게 거의 똑같네. 네, 동전 파스 키, 크기가 지름이 2.7cm가 되더라고요. 음. 500원짜리보다 약간 큰 사이즈. 음. 그래서 동전 파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네요. 꺼내자마자 냄새가 확 날 정도로 좀 냄새가 많이 나요. 그래서 네. 어, 이게 붙이고도 냄새가 많이 날지 않아? 요 왜? 어디 아프지 않니? 안 아파. <laughs> 어, 붙여줄게. 아, 그러면 제가 어, 마루타루 어, 팔, 팔목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. 여기 갑자기. 아니, 아니야. 팔목이 조금 아플 것 같아요. 네, 어, 자, 비가 오나 봐요. 그럼 여기다가 동전 파스를 붙여볼게요. 속에는 또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네요. 자, 팔목에 찰싹 붙였는데 음. 예, 별로 티도 안 나고 별로 티안 예, 나는 예, 건 아닌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티는 나요. 그쵸? 음, 제, 제가 좀 살이 하얘요, 뽀예요. 그래서 좀 티는 조금 나고 어, 고춧가루랑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대요. 그래서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거예요. 아직은 감이 안 오죠? 음, 붙이자마자 그렇진 않아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어, 이사, 이 파스의 또 단점이라고 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아주 약하신 분들은 사용을 어,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음. 요 크기 말고도 이것보다 한 이 정도 더 큰 거?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준비는 못했어요. 네. 일본에 네.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사룸파스 만나볼 텐데요. 여기 효과가 나오면 바로 얘기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얘는요. 샤롱이 아니고요. 샤롱파스라고 불러야지 맞습니다. 자, 얘는 왜 샤롱파스일까요? 사롱입니다. 사롱파스. <laughs> 오히려 이 사롱? 아이가 사롱. 사롱. 사롱파스. 사롱파스. 음. 아 조금 어려워요. 일본말. <laughs> 음. 이, 어, 이 아이가 오히려 1934년도에 만들어진 어, 오리지널 국민 파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아이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자 음.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. 요걸로 먼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퍼백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열면 안에 성분이 날아가잖아요. 네, 그래서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짜잔! 음, 이렇게 지퍼팩이 또 들어있어요. 음. 이것 또한 뒤에 보면은 어디에다 붙이면 될지 이렇게까지 설명이 다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저요? 음, 음, 한번 붙여볼까요? 아. 저만 당할 수는 없죠? 네 저도 그러면은 팔목이 하나 붙여보겠습니다. 알겠어요. 이것도 지금 일본 파스들의 특징이 작은데 용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동전 파스는 156매, 샤롱 파스는 140매로서 음. 굉장히 오래오래 두고두고 쓸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지퍼백이 들어있어서 보관까지 잘 하시면서 두고두고 쓰자고요. 음, 나도 말 좀 하자. 자, 이렇게 보면 앞뒤로 두 개가 붙어 있어요. 이거 네. 하나 떼서 붙여드릴게요. 땡. 자, 팔목에게 일부러 굴곡진데 한번 붙여볼게요. 잘 어. 붙나? 짜잔. 오, 오, 붙어요. 이게 차이점이 동전 파스는 이렇게 따뜻한 열감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사론 파스는 좀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거든요. 이거는 지금 붙이자마자 겉에서 이미 좀 시원한 감이 오는 것 같아요. 음. 지금 동전파스 느낌 동전파스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따뜻해지는 와요, 것 같아요. 바로 음. 시원해요. 이거는 바로는 없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부의 그 피부성?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음. 것 같아요. 음.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음. 좀더 빨리 이거를 뜨거운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저는 음. 민감하지는 않나 아, 봐요. 아, 저 민감했나 봐요. 저 예전에 동전파스 붙였을 때 <clears throat> 팔목에서 되게 아파가지고 좀 따갑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한테 붙인 거군요. <laughs>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. 괜히 그냥 시원하고 괜찮은 느낌? 음. 그러면 그치?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 구입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좀 뜨겁고 이렇게 후끈후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전 파스를 이렇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사롱 파스 음,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어, 일본에 가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게 되면은 구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? 검색창에 유 저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제품,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.